그리고 오늘 밥 먹는 거 확인하고 네. 이런 히스토리가 좀 중요한 게 구토는 이제 증상이지 병이 아니기 때문에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증상은 굉장히 많거든요 제일 경계해야 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물 어제랑 그저께 토하고 오늘 안 토이고 먹었다라고 하면 그냥 위염이나 위궤양 위에 불편함이 있어서 토한 걸로 의심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간단하게 하면 구토를 멈추고 속을 편하게 하는 주사고요 간단하게 3, 4일 정도 약을 먼저 써보고 만약에 하루나 이틀 보는데도 구토가 계속 지속이 되더라 그러면 그냥 바로 와서 엑스레이 찍고 수액 맞으면서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호주 저번에 얘만 안 왔었잖아요 네 해볼까요 오늘? 피 뽑아서? 찍혔어요? 음. 아 잠깐만 기다리주세요 음. 엄마, 엄마의 온기를 좀 보죠 음. 많이 좀 진정이 될 거예요 아 이게 또 팔이 이게 뭐냐 아가야 조금만 더 한 1cc만 더 뽑으면 될 것 같은데 발톱을 안 깎고 어, 아 됐어 됐어 됐어 그만하자 됐어 됐어 자 발톱 좀 깎아줄까 아까? 어, 진짜 싫어 진짜 아. 그래서 뭐 얘만 못 깎고 그럼 엄마가 못 깎아놓을 정도면 되게 싫어한다라는 얘긴데 됐다 다리 한번 해보자 아유 미안하다 야 대신에 아픈 주사를 안 놓게 오네 그래서 엄마도 아까 바로 피가 났나? 야 너 진짜 멘탈이 좀 나갔다 진짜 어떡하냐 표정이 응? 다 있어 다 엄마는 아까 손 어때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마도 많이 느껴보셨구나